루시야루시 어디 갈라고루시 오늘 어디 가요? 응? 누가 오빠한테 루시야너 <laughs> 어디 가는 줄 알고 오늘 병원 갈 거야 안 가? 자, 이제 발톱 썰러 봐자 <laughs> 너무 네, 심기 네. 불편해. 어, 어. 털 섰어. 쫄았어. 펀치 당해야 되는데 딱. <laughs> <laughs> 9 정도 됐고 오늘 아침에 제기했는데2.8 2.88 나오냐? 주사는 잘 맞아요, 그죠? 어... 낮은지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죠, 그죠? 근데 집에 갈 때까지 소리를 지르긴 해요. 오, 그 정도예요? 그냥 엄살? 많이 아프겠는데? 소리 많이 지르겠네. 아이고 소름 아, 가 음, 동그래졌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아,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 주소 잘 맞았네 다 했다 다 끝났네 놀랬어 지금 아 이제 보면 눈 커졌어요 오 어, 괜찮은데요? 아 좋았어 자 똑같이요 왜 아, 착해 오 어, 오늘 되게 괜찮, 괜찮다 진짜 전에 강경병 한거 맞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아 아파서 그랬어 지금 괜찮은 것 같아. 그러니까. 어, 까? 뭐 어, 왔다, 왔다. 아, 아, 역시나. 그래서 간식은 먹어. 루드야 <laughs> 아픈가 보다 괜찮아 우리 루드? 아유 착하다 엄마한테 안아주실게요 안 뱉을까? 어 세상에 뱉어요? 맛있는 것만 먹는데요? 응. 안돼 루드야 뭐, <laughs> 너 왜 그래 안 먹어요? 어 먹는다 아니 억지로 먹어 아이고 억지로 먹어 그리고 이게 safety safe zone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아. 안전한 약 중에서 굉장히 안전한 약에 속해가지고 다 먹여도 다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. 이거를 쪼개면 괜히 약을 애가 다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. 그렇게 하시는 거예 이상 없겠죠? 괜찮아요 음, 괜찮아요 이게 어? 논문에도 보면 요게 이 약의 60배 정도를 먹이고 난 다음부터 부작용들이 아, 나타나요. 아, 굉장히 안전한 약이라 가지고 네. 괜찮을 니다